달콤한 복숭아빛 방송 브라운더스트 여러분 신비유입니다. 지난 결투장 기록률에 이어서 이번에는 신성 결투장의 기록률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난 10월 10일 삼성 마리아와 사성 이리스의 조력자가 출시됨에 따라 용병들의 기용이 크게 달라졌을 거라 예상됩니다. 시즌 93회 신성 결투장 인기 용병으로 1위부터 20위까지의 용병을 확인해 볼 건데요. 우선 이번 시즌에 뵌 용병은 이와 같습니다. 벤 용병으로 공격형 잉그리드, 방어형 아차, 마법형 알리사, 지원형 세레스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1위부터 20위까지의 인기 용병들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간단히 요약하여 살펴보자면 20위에 포함된 사성은 총 7명, 그중 조력자가 있는 용병은 4명이네요. 역시나 조력자를 가진 삼성 용병 둘은 기용률 1위부터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용병은 간단한 제 코멘트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저희 길드원 최수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코멘트는 주관적인 제 의견인 점은 참고 바랍니다. 네, 첫 번째 1위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조력자가 나오기 전에도 준수한 딜과 좋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 신결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용병인데요. 특히 헬을 많이 사용했을 때 미호와 스킬로 도발을 없애는 등 헬을 견제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조력자가 생기면서 다섯 칸이라는 범위와 높은 기본 공격력에 의한 스킬들이 많이 상향되어 매우 준수한 딜을 자랑하는데요. 스킬 중 극강의 일격이 최상급으로 바뀌면서 적 처치 시 공증 잡버프까지 붙게 되었고 그에 버프 없이 사용해도 상당한 딜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결에서 좋은 탱킹력을 자랑하는 데나리사나 르네도 버프와 룬에 따라서 마리아가 한 방에 보낼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신결의 나르타스라고도 불리며 두줄 덱을 상대로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고 진영의 막턴 미아나 나탈리를 같이 기용하여 상대의 디턴 도발을 무력화시켜 마리아의 한 방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덱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위는 칼슨입니다. 칼슨은 상급 도발과 상급 지속 피해 면역 스킬에 바피감이 붙어 있어서 함성 치고는 탱킹력이 좋고요. 상급 철갑의 피격 스킬로 상황에 따라서 지원가나 딜러를 죽일 정도의 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피해 동안 적이 사망하며 회복도 있어 안정성과 유지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도발을 켜기 전에는 딜러들에게 공격당하면 쉽게 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는 지원가인 현월입니다. 공증, 치확, 치피 증가, 버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신결에서 혼자 쓰기 좋은 지원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론이나 세렌디아에 의한 침묵 효과를 받을 시 제거할 수 있는 구속 정화도 있죠. 투버프 사용 시에는 아리네스와 세렌디아와 같이 사용할 시에 시너지가 좋습니다. 네, 4위는 리즈넷입니다. 신결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너팀 두칸 딜러이며 30턴 치피 증가와 잡버프와 기절의 바피감도 붙어있어서 좋은 딜을 낼 수 있죠. 그리고 잡버프 턴수가 끝나면 딜은 떨어지지만 기절에 의해 캐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이는 이리스로 이번에 조력자가 추가되었죠. 조력자가 나오면서 신할 기용률이 높아졌는데 건너팀 X자 5칸의 공격 범위 및 공격에 의한 상급 현혹, 전투 시작 전부터 지속되는 현혹 반격 및 바피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상급 현혹은 공격 시 상급 현혹과 현혹이 동시에 적용되어 정화로 풀려면 두 번 버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하기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월, 세렌디아 두 지원가를 같이 사용하면 상급 현혹을 제거할 수 있고 이리스의 기용도가 늘면서 에라스와 같은 공방면 버프와 힐을 가진 지원가의 기용도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급 현혹에 걸린 적이 사망하면 방증 65%가 붙게 되어 보통 방어가 100이 되는데 신결에서는 방어 100인 용병을 잡는 게 쉽지 않아서 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리스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가를 붙여서 사용하는 덱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리스는 초기에는 첫 턴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지만 나중에는 후턴에 두는 방식으로도 사용되었으며 X자 공격 범위로 인해 신결 진영에서도 그에 대비해서 수비를 둔 덱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리스는 대부분 철철을 사용하여 초클이나 자칸으로 수비하는 덱이 상위권에는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6위는 크라이입니다. 초기에 나왔을 때는 헬 저격으로도 많이 사용되었고 생존 스킬에 의한 높은 탱킹과 치약치피가 증가되는 자버프, 그리고 철갑의 피격 스킬에 의한 준수한 딜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덱을 넣어도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딜러이다. 특히 약탈 스킬은 상대의 도발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에 따라 트롤을 할 수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이는 철철로 맞춰주면 공격 전 방증에 의해 방어력이 100으로 증가되어서 혼자 남아있을 시에도 상황에 따라 역전하여 이기는 경우도 종종 보여주기도 합니다. 방쯤 100이 된 크라이를 잡기 위해서는 같은 크라이를 쓰거나 저주 스킬을 통해 방어력을 깎는 등 이제 방법을 써야 하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매우 까다롭죠. 다음 7위는 세렌디아입니다. 세렌디아는 졸업자가 생기면서 신결에서 기용률이 크게 증가되었는데요. 높은 공증과 치약지원법품이 침묵과 정화까지 가지고 있으며 범위도 9칸이기 때문에 공보프 지원가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지마운 범위로 인해서 다양한 덱을 구상할 수 있고요. 공방면에 붙은 바피감에 의해 탱킹력 또한 좋은 지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벨리아스의 표식이 새겨진 용병을 세렌디아가 버프를 주게 되면 표식을 지우면서 표식 방역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군 용병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리 마론입니다. 신결에서 유일하게 디버프용으로 사용되는 딜러인데요. 실명, 침묵, 저주 이 세 가지의 스킬 구성과 건너뛰 십자가의 공격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딜러들에게 디버프를 걸면 효율적이지만 해효면을 가진 아나이스나 정화를 가진 세렌디아에게는 취약한 편이죠. 하지만 마론의 공격을 받은 딜러들은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쉽게 이기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9위 슬마성입니다. 자, 슬론은 탱킹력은 낮지만 적 딜러를 중독 반격으로 데려가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탱커인데요. 상대 공격력에 의한 중독 피해로 데미지를 주는데 치명이 터지면 데미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적을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룬을 보통 치확과 치피로 세팅을 좀 하기도 합니다. 특히 슬론을 치고 죽는 딜러로 사성 중에는 르토나 리델, 아이젠, 삼성은 리즈네, 베아트리체 등이 있는데요. 이런 딜러들을 1대1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큰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마지막 10위는 베아트리체가 차지했습니다. 방화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딜러로서 데나리사나 르네 등의 탱커 라인을 빠르게 철거하거나 도발 탱커들을 쉽게 자르는 데 주로 사용되는데요. 반사, 반격을 가진 탱커에게는 쉽게 죽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베아트리체 스킬 중에서는 강화 무효화가 있는데 능력치 강화 버프를 가진 크라이에게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로 간단한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